we want Bye.

애플이죠 애가 애플이? 애플아 애플아 또 놀러와? 애플이 또 놀러와? 애플이 또 놀러와? 아니 우리 망고 안아줘야지 아이고 우리 망고 아빠 온다네 우리 망고 또 놀러와 망고야 또 놀러와요

만지고 그만 지고 아이안 하고 오줌 싸고 같은데? 잠시만. 어, 어. 야, 그래, 가자, 가자. 반가워. 예. 재밌게 놀았어? 어, 누나 덕분에 재밌. 야, 많이 안 바쁜데요? 어. 어? 둘다 야, 이거 죽여주 아니, 한, 한칸이 이거 와요. 나안 먹어. 아니, 여기 방 달라고. 많이, 많이, 먹고 왔어. 이제. 사진 엘프마가 다 잡아버렸단 말이야. 다 잡아버렸어. 깜짝하니? 어, 어, 좋아. 아이고, 아빠 와서 좋아. 이렇게 반가울까? 이렇게 반가워. 반가워.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 아빠 와서 좋아. 응?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좋아. 망고 망고. 망고가 눈자 우리 강아 망고가. 망고 눈자. 자. 뭐좀 먹고 가지 과일 좀. 아 우리 배가 불러갖고. 근데 다 물어 다 물어. 고구마도 먹고 먹었어? 잘 먹었어? 응? is TV. Tears TV.